2020년 5월 2일 흉가여행 15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어 모기 계신게라우 아이씨 아. 어, 그냥 잡기의 기운도 현재까지는 안 느껴져 어떠한 소리도 어떠한 스쳐 지나감도 없어 어. 자 여러분들 그냥 갑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요 와 우와 와 미쳤다 그렇지 깜짝이야 뭐야 블랙야야 혹시? 아또 오늘 장소 좋다 오늘 장소 좋아 자빠졌어 아나 자빠졌어 얘들아 나 지금 자빠졌어 아나 잠깐만 얘들아 나 지금 여기 이상한 것 같아 얘들아 나 지금 자빠졌어 아니 뭣도 모르고 부적 태울 수는 없어 지금 뭔지 알아야 부적을 태우든 뭐를 하든 포스 부리들 하지 저, 저기 저 잠깐 그 살짝만 보고 나가면 안 될까요? 오래 안 있을게요 오래 있으라기도 안 있을게요 그저 조금만 보다 나갈게요 그냥 왜 이쪽 문을 여세요? 이쪽 문을 여지. 이상합니까? 우와 뭐야 우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우, 아우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입아옵시며 전능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전능하십니다. 바로 확인! 낚싯줄 확인! 어? 어? 뭐야? 내 말 맞지? 내 말 맞지? 와, 씨. 와, 씨. 이거는 진짜 아니다. 아, 네. 이거 왜 뭐 필요한 게 여러분들 혼자 많이 가도 지금 원래 2층에 공간이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보다시피 지금 여기거든 2층에 공간이 없어 지금 여기가 여기, 여기 1층 거긴데 지금 여기가 1층인데 2층에 공간은 저기 하나밖에 없거든 지금 저기 봐봐 여기가 지금 이게 다 뒤덮였거든 이게 봐봐 엄청 장난이지 저기가 지금 2층에 공간 2층은 없어 지금 이게 1층이 단데 2층에 계단이 있단 말이야 뭐지?

2층에 공간이 없어 지금 여기가 여기, 1층 거기인데 지금 여기가 1층인데 2층에 공간은 저기 하나밖에 없거든 지금 저기 아! 와! 나와. 음.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음. 어.